설려합니다 문이 닫힙니다. 맘맘맘맘 음, 징그러워 피쳐 피쳐 피쳐 피쳐 피쳐 뭘 잘못했어? 나 화장실 불편이 정서연이 식사인데 화장실 불편이 사과를 해 미안해. 귀에 딱 붙여. 일어서. 일어서. 어, 일어서. 그대로 서. 팔굽혀펴기. 아 팔굽혀펴기래. 그거 뭐냐? 그거 하기. 10회. 싶은 사람. 방귀. 어, 안 열려. 저엄마 시원. 음, 맛있다.